아니 어두워서 <laughs> 영상도 안 찍혀 그냥,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아니에 아닌가?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너 고기도 주고 다 Frage, 干啊！ 세점도 안 나고 왔 경기야 반점씩 먹자 에, 어, 어. 아이고 아 너무 졸리다 졸려 졸려 죽을라 그런다 이제 여기 <laughs> 아이씨 같네 저는 공항 다니죠.